고양이 발 마사지 하나뿐 배 마사지 대부리가 자고 있다 에이 눈 떴다 귀여운 대부리 자 눈을 감고 우리 대부리 어 아, 예뻐라 마사지를 해줄게 태블이야 자 태블이 배를 준비하고 시계 방향으로 배를